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클래식 계란 초콜릿이랑 하얀색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아 클래식 맥놈이랑 하얀색 초콜릿 맥놈 받아서 먹으려고 누텔라랑 허쉬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라라하마라힘 Bismillah Bismillahirrahmanirrahim.

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계란이 너무 커서 못 먹었어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